그랩이 왔어요 저희 택시 오빠 먼저 타 오늘은 머리에다가 뽕을 세우고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과연 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폰즈 파우더를 사서 오늘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화장이 얼만큼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좀 근데 저희는 이제 마봉동을 구경을 다 했고 시암 시암 파라곤 시암 파라곤에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디스커버리 근데 이쪽으로 가야 돼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넘어질 뻔했어 바닥 못 봐가지고 <laughs> 나 아, 다시 말해봐 진짜 <laughs> 이거 렌즈로 아주 그대로 박아버릴 거야 This one, this one. 파인애플 라이스밥 이거는 모닝글로리 근데 음. 그의 모습 없으려나? 뭔가 벽 쪽이 많았는데?

嗯。 我哋有傻，第二個即係有時撞到醫生係傻，每一次。今日用唔用到你嗰邊嘅嘢？啊，仲半日，減減落，佢而家佢而家最好飲泡，我都飲咗成年。阿媽。 근데 이거 진짜 없는 것 같다. 이게 스몰이랑 라지가 있대. 근데 스몰 시켰어. 아, 다른 거. 아, 그거 이제. 이거 사고 오네. 와이. 家里有，这三毛都降回了，把你包。 오늘은 방콕 4일째 아, 노스이스트랑 비타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점 조식을 먹었고 지금 시각은 11시입니다. 그러면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장은 스타일란다 볼터치랑 스타일란다 눈화장, 베네피트 브로우랑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입술은 프레쉬 그 립밤, 오렌지 립밤을 발랐습니다. 오렌지색 립밤. 네,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는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시켜놨어요, 그냥. 사실은 머리 안 감았어요. 가자. 저 그럼 나갔다 올게요. 안녕. 근데 오늘 방콕에 있었으면서 제일 더운 날인 것같아 어, 너무 덥다. 근데 우리가 방콕에 온지 4일째잖아. 근데 4일 동안 날씨가 되게 좋았고 3일 동안 날씨가 되게 좋았고 오늘이 가장 제일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갈 거야. 어디? 오른쪽 어 이쪽 응. 맞아? 어? 독이 진짜 찼어 <laughs> 저희는 저는 지금 로스 이스트에 왔습니다 근데 오빠 머리에 스프레이를 풀어놓으니까 응. 안 틀어진다 응 그거 근데 무조건 근데 머리 감아야 돼 뽑아주면 된다?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아, 안 된다고? 이거는 여행 가기 전에 했던 내일인데 이거 해서 총 6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는 풋박콩 커리고요 이거는 파타이 이거는 땡모반 Yeah. 생각보다 곧 조그만해 별로 갈까? 그러면 분위기 있는 데는 저기 아, this one? This, this one. 이렇게 차가 막혀서 일부러 이바나 버추로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저희가 이틀 전에 아로마 오일을 받았고 오늘은 타이 마사지를 받을 예정이에요 얼른 숙소에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소에서 봐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4시 40분이에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라 공주님이 아파서 낮잠을 자러 왔어요. 흑흑. 아,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은근 누브라를 끼니까 누브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 모양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수영복만 입었어요. 이래요, 몸이. 수영을 하러 갈게요. 벗고 어, 저는 이제 수영을 다 했고 어, 스파를 받으러 디바나 버추로 갈 거예요. 지금 한 6시 반 정도 됐거든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은 7시로 해놨고 타이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갑시다. 지금 가는 디바나 버추는 이틀 전에도 갔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숙소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걸어서 갈 거예요 걸어서 가면 한 5분 쯤안 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긴팔을 입었는데 딱 좋아요 온도가 바람도 살살 불고 긴팔을 입어도 덥지 않은 방콕의 날씨입니다 낮에는 조금 오늘따라 되게 더웠어요 근데 저녁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딱 제가 좋아하는 날씨 긴팔을 입어도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방콕은 와도 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쇼핑도 재밌고 저는 방콕에 오면 은 주로 쇼핑만 해요 재미가 너무 커요 어 그리고 돈 쓰는 재미 돈 쓰는 재미인데 남들 선물 사는 게 되게 좋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날씨에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끝내주네요 아! 이 날씨에 자전거 투어 했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바람 부는 거그렇다니까요 지금 날씨 완전 좋아요 너무 심각하게 좋아서 이때 또 오고 싶어 내년 11월 달에 어, 디바나 버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디바나 버츠가 코앞에 왔습니다 짜잔 짜잔 응 맞아 여기 어, 너무 잘 나온다. 아 너무 나는 등이랑 아 근데 여러분 변비 때문에 지금 독소가 너무 등짝에 독소가 완전 많이 쌓여서 허리가 진짜 진짜 아파요. first for Madame. She named Kun Noi Ka. Uh, she named Kun Care Ka. She will take care of you today. Inside, please. Be c a r 지금 이렇게 탈의를 해서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디바나 버추의 타이 마사지 옷이네요. 저는 방금 마사지를 끝냈고요. 지금은 15분 동안 룸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상대방은 샤워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옷을 바꿔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서랍이 없어? 이렇게 좋네 분위기 나도 아, 찍 네. 근데 운 좋게도 롯데 면세점에서 화장품 40%그 적립금을 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저렴하게 샀죠 나는 여태까지 헤드 마사지는 안 받아본 것 같아 페이스 마사지랑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받아보려고 어 뭐지? 페이스 마사지는 받고 싶었는데 첫 번째에도 내가 눈 수술하고 갔지? 두 번째도 에코 재수술하고 갔지 <laughs> 이번이 처음으로 방콕 여행을 때 수술 하나도 안 하고 갔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 상관없어 어차 아무것도 없거든 아 없지 저는 코 수술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교정한 거예요 구축으로 인한 부,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 코 수술을 진짜 여러 번 했죠 재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첨부할 아무것도 없어서 막 만질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여행 올 때마다 한 연차를 휴가를 한 10일 정도 내고 오는데 첫 번째 방콕 여행 왔을 때는 눈 수술을 했었고, 했었고요 눈 수술하고 3일인가 10박 빼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아니다 7박도 안 빼고 방콕 여행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콕 여행 때는 코 재수술을 하고 어, 왔었어요 어, 코 재수술을 하고 그때 저 의사쌤이랑 이제 정한 게 코 재수술 비용 없이 콧대에 지방 이식 지방 주입, 콧대에만 지방 주입을 3차까지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그때 왔을 때가 마지막 지방 주입을 넣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코 교정하면서 콧대에다가 지방을 넣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방콕 갔을 때 처음으로 그거를 한 거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방콕 여행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때 눈 수술 처음 하고 처음 왔을 때는 눈 수술을 해서 그래서 무조건 밤에도 선글라스 꼈었어요 누가 밤에 선글라스 껴요 그게 저였어요 진짜 카오산모드그 깜깜한 밤 도, 뭐, 시내에서 눈 붓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놀았었죠